다 빌었어요? 네. 자, 아, 잠시만, 잠시만요. 아우, 길어! 아, 아이, 아, 아, 좀 오바. 좀 투머치인데? 한 10가지 빌고 있어. 음. 됐다. 자, 다 같이 볼게요. 하나, 둘, 셋 하면. 하나, 둘, 셋! 이거 언제 먹어요?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한 거 파티 아니에요? 아 이건 파티라고 할 수 없죠 오! 자 아까 파티장이 꼭 필요한 거는 파티장 분위기겠죠? 네 풍선? <laughs> 떡볶이? 네, 이거면 돼 맞아 음. 네, 그래서 저희가 파티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꾸밀 수 있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오 근데 이거 그냥 꾸미기 안 해주실 거 100%야 아, 그, 그 단체전인가요? 단체전입니다. 우리 어. 아. 오늘 200일인데 아. 단체전으로 해야지! 아니, 개인전은 없나요? 멤 어, 게임할 때 버리고 싶은 네. 멤버들이 있는데 네. 오늘은 데려갈게요. 200일이니까. 200일이니까. 우리 음악인이잖아. 할 수 있어. 해보자. 다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. 네, 화이팅! 화이팅!

뭐야? 3초 아닌 아까보다 조금 잘 맞은 것 같아요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어? 뭐? 뭐라서 아이오아이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게 뭐지? 오마이갓 선배님 비밀의 정원? 네. 왠지 나는 갑자기 맞추길래 왠지 잘하길래 아 여러분들 제가 혹시 설명을 안 드렸나요? 여러분들이 가지신 기회는 총 세 번밖에 없어요. 에? 아, 죄송해요. 뭘뭐라고야너 <laughs> 뭐, 너무 너무 너무 막한 거 아니야? 너무 너무 너무 아, 죄송해요. 맞아. 오마이걸 선배님 비밀 정원? 네. 힌트도 없어요? 힌트를 그냥 드면 어. 너무 게임이 쉽게 끝날 것 아. 같아요. 아. 혹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개인기나 준이 애교? 하자. 저번에도 준이 애교 귀여워졌나? 아, 얼...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애교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한번 해봐! 와! 우리 귀여운 언니 저 믿죠? 아, 아 저 믿죠? 사진이야. 아. 네, 시, 시, 시작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냠냠.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. 없어 나는 원래 화를 안내 무슨 공식하냐? 볼 수가 없어! 아니야! 무한정